안녕 유미예요. 오늘은 짜잔 엔젤이 비밀 스티커를 비밀 스티커 메이커를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.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? 상자 안에는 먼저 설명서 사용 설명 설명서 비밀 카드 종이 소세지가 들어갈거예요 양이 도장, 연필깍지, 마지막, 에 예. 마지막으로 본체가 들어있습니다. 자,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? 양이 도장이랑 연필 거 이렇게 뜯고 이제 스티커 놀이를 해볼까요? 자, 먼저 비닐 필을 가져와서 놀이를 할까요? 음, 이거 하트 할게요. 对啦。 쌓였어요. 그래서 이거를 다 넣어볼게요. 아! 맞다! 이것도 있었어요. 그러면 얘도 잘라볼게요. 만들어 있어야지. 안 보이네요. 어쩔 수 없죠. 얘는 이렇게 하고 버리고 옳지. 물질을 빼서 이렇게 붙여주세요. 이렇게 됐고 이렇게 잘라볼게요. 양이를 이제 얘는 그만 쓰고 얘는 이따가 이제 다 넣어볼게요. <coughs> 먼저 호트를 여기 뒷면에다가 넣고 돌려주세요. Lord 샌드를 해볼 这。 가서 하고 싶은 그림에다 골라주세요. 음. 물은 안붙여도됐고 여기다가 양이를 붙여서 걸로 할래요. 비밀 꼭 약속해줘. 아니야. 이거 말고 다른 걸로 할래요. Gracias. 이렇게 뜯어서 종이를 가져와서 풀칠을 하고 아주 빨리빨리 해볼게요. 안 되네요. 얘를 그냥 빼고 이제 다 했습니다. 이제 다 만들었어요. 짜잔! 다 했어요. 오늘은 젠자리 비밀 스티커 메이커를 가지고 놀아봤는데 어때요? 재미있었나요?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장난감과 함께 돌아올게요. 안녕!